거예요? 음. 김이 수업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오. 맛없는 매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엽떡, 엽떡. 요번에 이제 새로 치킨이 나왔어요 어, 엽떡에서 어, 어, 맞아 봤어 이거를 좀 빌미로 네? 제가 한번 엽떡을 시켜보았습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이 중에 이제 엽기 오뎅이고요 맵기 단계가 다섯 단계 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네네 네 번째 엄청 매운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두 번째. 아, 나 죽을 뻔했잖아. 어, 네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버터 꿀봉은 두 가지로 좀 시켜봤는데 네. 버터 꿀봉에 달콤 치즈, 아. 매콤 땡초를 발라놓은 아, 시즈닝 그러 발라놓은 겁니다. 대부분 이제 교촌. 그렇죠. 토니콤보랑 같이 시키잖아요. 야, 교촌에서 시키지 마. 우리 음. 걸로 다 해결해 하는 아. 좀 역덕에 속보이는 어. 욕심이 있었다. 이러한 느낌. 버터 꿀봉들이 토니콤보를 이길, 이길 수, 수 있을지. 그러면 제가 한번 엽떡을 어. 먼저 먹어볼게요 표정이 너무 밝아 빨리 먹어 얻었구만 뭐야 욕심쟁이네 열어봐 나도 먹고 보자 아 매운 게 온다 온다 옛날보다 좀 덜 매워진 것 같아 달달해 그리고 왜 그러지? 이 먼저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건 맛을 아니까 이미 더 약간 약올림 받는 느낌 이제 그만 이제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버터꿀봉 달콤치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 뭐지? 제일 빨간 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음. 이 표정에 대해서 약간 알 것 같아 마음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버터꿀봉을 투입시켜 보겠습니다 케이 같지 않아요? 케이 떡에서 치킨을 만들었다는 건 떡볶이랑 가장 조합이 좋은 이 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 같이 조화롭게 네. 막 면도 한번 둘러싸 먹어보고 네. 한번 먹어볼게 얼마나 진짜 조화가 되는지 오 <laughs> 당면스, 치즈스, 달봉스 억지 드셔야 돼요. 오. 이렇게 빨갛게 입혔고요. 희한하죠? 엄청 맵진 않네. 빵. 어, 여러분 저 레벨업 했나 보네요. 나 괜찮은데? 저 너무 고민이에요. 피디님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엿봉, 버터꿀봉, 달포, 달콤 치즈. 어, 어려워 어려워. 부터 네. 먹어 제껴. 제껴. 진짜 왜 그래? 그 그러니까 치킨을 기대하시면 실망을 너무 하실 것 같은 게 되게 캐주얼해요. 교촌 허니콤보에 비하면 사실 낮은 레벨인 느낌이 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먹을 드실 거면은 괜찮은데 어, 뭔가 아, 허니콤보를 기대하셨다면 저는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껴로 드렸습니다. 버터꿀봉 매콤땡초 먹어 제껴! 제껴! 근데 우선 베이스는 같으니까 치킨 베이스는 같으니까 뭐 그거는 더 얘기는 안 드리는데 시즈닝도 과자 느낌이에요 그 약간 치토스나 도리토스에 뿌려진 빨간색 시즈닝 느낌의 맛이라서 굉장히 그냥 과자 먹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허니콤보를 기대하셨다면 요거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 껴를 틀렸습니다 소고기 오히려 담가 먹고 어. 감아 먹고 어, 섞어 먹고 다 했잖아요. 이것저것 쇼를 해봤죠. 어떠셨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당면이랑 치즈랑 감아가지고 한 입에 싹 넣었을 때입안꽉 차고 씹는데 우걱우걱 그 느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극적인 맛이 딱 입안에서만 돌아요. 달콤 치즈 어떠셨는지 어 제껴 먹어. 오 그럼 매콤 땡초 먹어 제껴 오 그래서 고민했구나 너무 우리 쩌비가 잘 설명해줘가지고 아나 내가 먼저 하면 안 될까봐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먹었을 때 그냥 치킨에 장난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맞아 냉동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 에어프라이어가 발달해가지고 네, 네, 네. 딱그 정도의 맛이에요 아, 너무 네.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달콤 치즈에 대해서 먹어를 드린 이유는 치킨이랑 너무 조화 좋아요 이게 허니콤보를 또 섞어서 먹을 때에는 맛이 살짝 겉도는 맛이 들기는 해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찰떡처럼 다 붙는 느낌이 있어요 달고 짜고 뭔가 맵고의 자극적인 맛이 좀 더 더하는 느낌이에요. 우선은 아까 마,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자 느낌도 있고 저는 딱 먹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라면 스프 어, 바른 느낌이었거든요. 우선 달콤 치즈에 들인 이유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허니콤보는 따로따로 시켜야 되고 이거는 좀 간편하고 또 같이 그냥 섞어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귀찮은데 떡볶이에 치킨을 그냥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치킨이라고 하는 게 뭔가 대체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시켜도 음. 그냥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맛을 해치는 맛이 아니에요 음. 조화로운 맛이기는 해서 다음에도 뭔가 네. 좀 새로운 거? 맛있는 거 또 가지고 올게요 네 다음에 네. 언젠가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는 날이 우리를 바라면서 과연 될까? 그러니까. <laughs> 인사 인사 <laughs> 잘 먹었습니다